맞아 <laughs> 아 철퇴 여기서 얻을 수 있구나 철퇴 돌리기 한번 해보자 <laughs> 개 좋은데? 야 답은 철퇴야 이거 뭐야 <laughs> 돌려 돌려 돌려 돌리다 보면은 야 출혈 막 터진다 야 이거 너무 좋다 와 용태리가 녹여버렸어 가만히 좀 있으세요 터진다 돌리고 돌리고 칸 개사기잖아 이거 돌리고 돌리고 막 터진다 돌려 돌려 돌려 오호 터진다 터진다 터진다 터진다 오케이 줄 터져요 터져요 nice 터져요 붙어 붙어 붙어 붙어 붙어 붙어 돌려 돌려 돌려 더 돌려 더 돌려 터트려 터트려 터트려 돌려 돌려 돌려